있고요. 이제 새벽 3시에 출발을 했고 2시간을 달려서 부산을 왔습니다. 아 근데 너무 <laughs> 창문에서 이러고 있어. <laughs> 이게 뭐라고 <laughs> 좀 공포영화 같아. 진짜 짱인데 아 이걸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어, 어디에 무슨 자리가 있는지 보이거든요 다시 둘, 셋, 큐. 우리 모두에겐 저마다 지켜야 할 나라가 있다. 비록 깨지고 꺾이고 부서져도 각자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곧 삶이기에 그렇다. 끝. 네, 오케이, 네, 좋습니다. 씬 준비할게요. 드디어 마지막 씬이에요. 너는 안 올 거라고 그랬는데 왜글썽거려 내가? 응. 언제? 지금? 오케이. 어. <laughs> 나 늙지 않아. 정말? 거기 아닌데? 모아서 시작 말라